serious fever. So. Holy shit. And then there's 오늘은 불고기 샐러드 가져왔어요. 불고기 올려져 있고 강황 현미밥도 있고 각종 야채들이랑 계란이랑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어제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토뚜부 샐러드 요거 추가했어요. 불고기랑 계란이랑 나머지는 똑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는 에그 케이크집의 밤치즈 케이크인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치즈케이크 먹을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머리가 많이 상해가지고 오늘은 운동 갔다가 머리 자르고 올 거예요. 검정색 머리로 있은 지 너무 오래돼서 염색도 하고 싶기는 한데 가봐야 알 것 같아요. 다녀오겠습니다. 다 상했어요. 이렇게 보니까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밝아졌어요. 머리도 잘라서 엄청 가벼워요. 이 치마는 지금 겨울에 입기에 살짝 춥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실내에 갈 거라서 이거 새로 산 거 입어줬어요.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머리가 좀 밝아졌죠? 찹쌀빵이랑 팥밤 그릭 요거트 같이 먹을 거예요. 그릭 요거트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